용이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Gotcha, bitch! Holy Jesus! What is that? What the fuck is that? Hello, mother! Oh, yeah! 基伯蒂！哎，卡比！哇哈哈！ <laughs> 能！嘿嘿嘿！嘿嘿！ What the fuck is that? 김어티 에너지 파! 아! 이거지! 어, <laughs> 아, 김없디 아 쉽다 돼! 네. 뭐야? 야, 죽겠는데? 오디마 유! 오 살았어! 뭐야! <laughs> 잉! 아이씨! 아저 가짜네 나이스죠 아 아쉽다 나이 <laughs> 김어띠당 나 김오띠 어? 흥 김오띠 새끼야 야이 새끼야 형 김업띵님 <laughs> 아씨 뭐야 열꿈 일로와 나이스